지금 보니까 정말 감사드리고 첼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첼하 여러분 잘 지내고 계셨나요? 요즘 날씨가 진짜 좋죠? 근데 아침 저녁으로는 되게 쌀쌀하니까 감기 걸리지 않게 얇은 가디건 하나씩은 꼭 챙겨 다니세요 저는 이번에 한 달 동안 매일 감사한 다섯 가지를 기록해 보았어요. 제가 일기 쓰기를 처음 시작했을 때 쓰는 게 익숙치 않아서 하루 매일 5분 일기의 형식을 빌려왔었는데 그 중 첫 번째 질문이 이 순간 감사한 세 가지였어요. 그 당시 감사한 세 가지를 쓰는데 어, 뭔가 굉장히 익숙치 않으면서도 신선한 감정을 느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감사한 세 가지를 쓰라는데 뭐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그걸 써야 하잖아요 뭘 써야 하나 고민하다가 창밖을 보니까 날씨가 좋더라고요 오늘 날씨가 좋은 것 쓰고 음 어디 아픈 데 없이 잘 일어났네 푹 자고 일어날 수 있는 것 쓰고 뭐 이런 식이었어요 처음엔 좀 억지로 쓴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쓰다 보니 진짜 감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다시 해봐야겠다 생각해서 이번 도전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먼저 매일매일 잊지 않고 기록해보려고 전지에다가 한 달짜리 표를 그렸어요. 그리고 절대 그냥 지나칠 수 없게 제 책상 바로 앞에다가 붙여놨죠. 그리고 첫날 저녁 오늘 하루를 되돌아보면서 감사한 다섯 가지를 써보았어요. 감사 프로젝트를 시작한 것, 이때 요가 도전도 같이 시작한 날이라 요가를 성공적으로 시작한 것, 좋은 후배들을 만나 사자가 학교 갈 때 촬영을 잘 마친 것 챌린지 윗타잔때 필요한 깃발 디자인을 끝낸 것 저녁에 에어컨을 안 켜도 밤바람이 시원한 것 사실 그냥 보면 오늘 있었던 일을 나열한 것 같지만 여기에 감사함이 붙으니까 의미가 새롭더라고요 오래전부터 계획한 건데 이날 감사 프로젝트를 시작하지 못했을 수도 있고요 요가 도전 역시 그렇고요 후배들과 한 촬영이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고요. 깃발 디자인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수도 있고요. 밤바람이 시원하지 않고 열대야에 시달렸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어 뭐지? 진짜 감사한 일들이네? 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다섯 가지를 쓴 첫날부터 그러니까 이걸 쓴 그 순간부터 제 마음가짐이 바뀌었어요. 사실 다른 도전 같은 경우는 도전을 진행하면서 서서히 여러 가지를 느끼기 마련인데 이번에는 아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구나 이거구나 단번에 느꼈어요 그리고 매일 감사한 다섯 가지를 정말 한 달 동안 빠지지 않고 매일 정말 미루거나 까먹는 일 없이 정말 잘 기록했어요 특히 한 2주차 정도부터는 감사한 일들을 그때그때 기록하고 싶어서 저녁에 몰아서 적는 게 아니라 폰 메모장에 바로바로 바로 적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다섯 개가 아니라 열개도 적을 수 있겠더라고요. 시시때때로 감사한 일들을 적으니까 정말 금방 습관이 되었어요. 이게 어느 정도로 습관이 되었냐면요. 한 번은 제 친구들과 함께 운동을 하고 정말 기분 좋게 술을 한잔 했어요. 오랜만에 깊은 대화를 나누면서 정말 뭐랄까 우정을 다지는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 다음날 일어나니까 전날 기가할 때의 기억이 좀 흐릿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아 어제 감사한 일 안 썼다 하고 메모장을 열었는데 아니 글쎄 감사한 다섯 가지가 쓰여져 있는 거예요. 아 내가 그 와중에도 이렇게 감사한 일들을 기록했구나.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그렇게 감사한 일들을 기록한 지 어느덧 한 달. 저에게는 한 달 동안 150가지가 넘는 감사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이번 한 달이 유독 특별해서일까요? 아니요. 제 마음가짐이 바뀌었을 뿐이죠. 생각을 해봤어요. 이전에는 얼마나 감사하고 살았는지.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남 탓을 많이 했었고, 매일이 그냥 별것 없는 하루하루였어요. 칭찬을 받았을 때나 감사하다는 말을 했지, 제 삶에 감사가 있었는지는 정말 물음표예요. 한 달간 감사한 일들을 적으면서 느낀 건, 감사한 마음은 그냥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하다 보면 이전에는 당연하게 느껴졌던 일들이 정말 감사하게 느껴져요. 아픈 곳 없이 아침에 눈을 뜰 수 있는 것, 편하게 누울 수 있는 침대가 있는 것, 맛있게 아침 식사를 할 수 있는 것, 내가 선택한 일을 하며 돈을 벌 수 있는 것, 함께 동고동락할 동료가 있는 것, 맛있는 점심 식사를 하면서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것, 힘들 때 고민거리를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가 있는 것 언제든지 부모님과 안부를 물으며 통화를 할 수 있는 것 넘치진 않지만 내가 좋아하는 옷을 사입을 수 있는 금전적인 여유가 있는 것 비염으로 고생해도 다른 곳이 아픈 게 아니라 비염일 뿐이라는 것 시원한 밤바람을 맞으며 산책할 수 있는 것 따뜻한 물에 샤워를 하며 오늘 하루의 피곤을 녹일 수 있는 것 오늘 하루도 감사한 일을 생각하며 잠들 수 있는 것. 저는 지금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된 것도 정말 감사해요. 어, 그리고, 음, 이건 좀 다른 이야기긴 한데요. 제가 혹시나 해서 제 유튜브 관리 페이지에서 제 영상에 달린 모든 댓글 중에서 어, 감사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한번 했어요 근데 정말로 많은 분들께서 제 영상을 보시고 감사하다고 진짜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분들께서 제 영상을 보고 어, 자극이 되었고 동기부여가 되었고 또 즐거움을 얻고 힘을 낼 수 있었다고 감사하다고 댓글을 남겨주셨더라고요 음, 몰랐, 몰랐어요 몰랐어요 이렇, 이렇게나 <laughs> 많은 분들께서 어, 어, 제 영상을 보고 감사하다고 말씀해 주신 거를 너무 익숙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네. 지금 보니까 정말 감사드리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관심이 없었더라면 저는 아마 정말 이런 감사한 삶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갔을지도 몰라요 정말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여러분들께 정말로 큰 웃음과 즐거움과 그리고 동기부여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국타잔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제발